헬퍼 어디야? 어디 연결돼 는 거지? 모르겠어요. 타면 안 돼 저거. 저기 빨간 빨간 핑, 빨간 핑. 다운. 빨리 갑시다. 누군가야, 누군가야. 여기 있어 여기 빨리 한번 하나 잡았어요 어요확실요 세명 남은 게 아니고 한두 명 남았을 거야 계속 여기 안에 있어요? 잡았다! 주먹으로! 호호! 나이스 GG!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문 열면 안 돼요. 여기 그, 있어요 있어,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Outside e n e m 이거 방, 방금 감, 감지란이 나왔어 블러드라인 있어 쟤네 있어요 밖에 어, 있어 있어 확인 있어 확인 Hostile d a 최소 둘 Outside e n e m 이거 바로 폭격 날릴 거야 사람 얘 들키면 안돼 창문에서 쟤네 왜 봤어? 아직 못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 Don't go out. Don't don't don't go out. Uh, 저기 okay, they're they're fighting. Stay stay. 이거 교전 끝나고 나야 돼. 얘네 바보들이 문 다 닫아놨어. 개꿀. 자기장도 우리 딱 여기야 어차피. 거쳐 거쳐. Warning. Ring closing. Let's go this way. We're inside the ring. Got the positional advantage. 이거 꼭 이기고 나서 똥 싼다. 쾌변할 거야. 한 명 블러드하운드 궁 썼어. 아, 블러드하운드 찰징. Careful. 아, 좆됐다 걸렸다 이거. 걸렸어, 걸렸어. 이미 걸렸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우리 봤어요 우리 다 폭격 날렸어 그냥 받으면 되지롱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한 명 더 있어, 한명더 있어. 한 명 마지막 분대, 마지막 분대.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는 허 하나 더 있잖아 알아 알아 아 미라지 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있어요 뒤에 하나 확인 하나 확인 뒤 우리 내 뒤에 한 명 더 있어 다오 어리 어리 마지막 확인해봐 맞죠 저기 빨핑 빨핑 미라지 저 죽었어요 Reloading. Kill confirmed. 나이스! 총이 없는데요. 우리 팀. 있어 있어 뒤에 아 뭐가 없다고? Heads up. Not all of 우리 us are 팀 in the 총이 없어요. ring. 우리 팀. Throwing thermite grenade. 총 줘야 돼. Opening fire. 제가 줄게요. Enemy over there. I will hunt for contact with target. All father, give me sight. Target over there. 들어갔다 어디 여기서 먹으라니까. Contact. I'm taking fire. 연마 샷건이에요. 어머 주세요. Reloading. 하나 잡았어요. 오케이 개피야. I'm taking fire. I have fallen. Reloading. 다운. Just us left. Enemy down. I killed an enemy. Reloading. Reloading. Contact with target.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확인. 버스키퍼, 스키퍼 f 올컷, 올컷. 어,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아, 씨뿔. 누구 없어요 얘? 한 분대 한 분대 한 분대 조심해 누군데요? 어 여기. 알피 어 Giving my shields a recharge. Contact with target. 여기 위에 있어 조심해 너 개피면 조심해 내가 갈게 집안 들어왔어요 아 개피 한명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나이스 와 잡았어요. 저 저기 쭉 있어 저기. Sending out my decoy. Just us now. I downed an enemy. 이거 더 이상 살릴 수도 없고. 미안해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제 레벨을 제대로 깔았어야 되는데 Sending out my decoy. 저격총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45 seconds. Ring's not too far. I'm okay with that. Reload. 어 시펄 와 Just gotta patch 마지막 myself 하운 up. 블러드 하운드 개딸피 완전 쌀피 알아 알아 있어요 구석탱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dropping. Hit me. Boom! One sec, healing up. There is a new kill I have your banner. Someone's getting his squad back. Just relax. I got everything under control. Thanks for having my back. Just gotta patch myself up. Hang on. 아 왜 또? 있다 뒤에 있다 Recharging shields. patch myself up. Let's check out over there. 아 너무 안 좋은데 Just 이거 a minute till ring close, and I'm. 너네 talking 어떻게 to 살려 myself. 얘가 이거 이 새끼들아 Alright, shots fired, and they're hitting me. You got bamboozled. Look at you. Recharging shields. 45 seconds until ring closes, and I'm still talking to myself. Thirty seconds. I got to go. 오케이 됐다 씨발 됐다 됐다 됐다 개떡이야 됐다 미친 새끼들아 와 이걸 살렸다 What the fuck bamboozling. if you need it. Just give him my shield and Kill leader has been eliminated. 45 seconds. Rings close. Be aware of the new kill leader. Got a bad guy. Oxstar out. Oxstar out. I uh, killed in a fire. Sending out my decoy. Taking a moment to heal. There's one, right here. Contact with hostile. Trust in the Old Father. Go bamboozle surroundings.